안녕 여러분 오늘도 반가워요 이번에 홀리카홀리카에서 가을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테마로 다섯 가지 glitter 섀도를 출시했는데요 1호 Sparkling Venus 2호 Sparkling Mercury 3호 Sparkling Saturn 4호 Sparkling Mars 5호 Sparkling Jupiter 이렇게 투명하고 촉촉한 광이 나는 다섯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1호랑 4호를 사용해 줄 거예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semi-matte한 마무리감에 파운데이션을 사용할게요. 넓은 붓으로 얼굴 각 부분에 파데를 얇게 덜어주고 마른 똥펀지를 사용해서 두들겨서 펴발라줬어요. 건성분들은 기초 케어를 단단하게 하고 바르셔야 될 파운데이션이에요. 좀 건조할 수 있어요. 요철이 많은 코 부분은 스펀지에 파데를 얇게 묻혀서 차곡차곡 두들기며 발라줄게요. 그리고 한 톤 밝은 크림 컨실러로 커버도 해주고 약간의 하이라이팅 효과도 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은 깨며 김이며 여드름 자국이며 여드름이며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아, 이마 부분을 깜빡했네요. 커버력이 높고 하드한 컨실러로 눈에 보이고 너무나도 거슬리는 큰 잡티들을 가려줄게요. 이런 컨실러는 딱 국소 부위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넓게 사용하면 다 뜨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오늘 하이라이터는 이렇게 귀여운 하이라이터인데요. 실버 펄이 가득한데 막상 발라주면 피부에 맞게 그대로 녹아들듯이 발색돼서 진짜 반짝반짝하게 하이라이터 효과를 주는 하이라이터예요. 실버 펄이 진짜 보기에만 그렇지 피부에 올라가면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파우더 처리도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하이라이터한 부분도 살짝 덮어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속광으로 만들어줬어요. shading은 오늘도 투쿨포스쿨이에요. 얘는 이제 소개하기도 너무 귀찮을 정도네요. 가루날림은 있어도 제 톤에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바로 코 shading을 해줄게요. 앞에서 봤을 땐 분명히 콧대가 있으나 옆에서 봤을 땐 콧대가 사라져버리는 마술을 부려볼게요. 아이 메이크업 첫 번째로 이번 홀리카홀리카 가을 신상 팔레트를 사용해 볼 건데요. 먼저 여기 tiny star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눈두덩이에 넓게 깔아주고 끝 마무리를 상승시켜서 올려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 언더에도 도톰하게 색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신상 glitter 1호를 사용해 줄게요. 회베이지 베이스 컬러의 투명한 실버레드 glitter 섀도우예요. 얘는 그 유명한 어반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 저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습식 섀도우라서 발랐을 때 정말 촉촉한 밀착감과 그 바세린 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glitter감이 진짜 입체적이고 정말 살아있어요. 다음은 4호 sparkling mars예요. 코랄 브라운 베이스 컬러의 실버, 레드, 골드 펄 glitter 섀도우인데요. 얘는 under 앞쪽에 발라줬어요. 진짜 matte 섀도우에 비해 차르륵하게 creamy하게 발리는 사용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팔레트 위 두 가지 색을 골고루 잘 믹스해서 눈 뒤쪽에 음영을 주는데요. 눈 뒤를 막아주며 끝을 상승시켜 올려주세요. 그리고 under 삼각존에도 색을 그대로 이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블랙 젤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꼼꼼히 채워주고 눈 앞머리를 뾰족하게 틔워줬어요. 살짝 음영이 부족해서 팔레트 위 진한 고동색 섀도우로만 뒤쪽의 음영을 좀 더 좁게 추가해주고 속눈썹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아델의 데미 위스피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눈꼬리는 다크브라운 붓펜 라이너로 얄쌍하고 얄밉게 올라간 눈꼬리를 샥 그려줄게요. 마스카라는 그냥 속눈썹 붙이고 사용하기 좋은 마스카라로 열심히 빗질해줬어요. 그 다음 팔레트에 살짝 플럼빛이 도는 붉은 쉬머 섀도우로 눈 앞머리 쪽에 얇은 라인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밝은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붉은 점막을 정리해 주었는데요. 이건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under 속눈썹도 마스카라로 빗질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에요. 눈썹은 먼저 파우더 케이크 타입으로 눈썹 숱을 채워주며 보송한 눈썹을 그려줄게요. 나이가 들수록 눈썹 털이 한올한올 도망가는 것 같은 이 기분은 기분 탓이겠죠? 아무튼 이번엔 brow 펜슬로 디테일하게 눈썹을 그려주며 모양을 잡아줄게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오늘 블러셔는 가을에 딱 어울리는 peach 브라운 컬러 블러셔를 가지고 왔어요. 옆광대를 덮어주면서 블러셔를 안쪽으로 퍼뜨려주세요 차분하면서 오묘한 컬러감이 참 분위기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lip은 검붉은 포도주 같은 plum 버건디 matte 틴트를 가져왔는데요. 얘를 사용하기 전엔 각질 정리는 필수인 것 같아요. 각질 부각이 조금 있었어요. 립은 플립으로 깔끔하게 발라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끝입니다. 안녕!